누군가는 질문합니다. 어지간히 오래 살려고 그렇게 건강하게 먹냐 라고 말입니다.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콜라를 먹고 있다고 칩시다. 마약 같은 극단적인 예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. 콜라를 먹으면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과 일평생 양이 한정되어 있는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해서 낭비하고 다 소모된 후에는 몸이 썩는 병에 걸리게 될 뿐만 아니라 혈관 속 적혈구나 세포들을 섭취된 당분이 꿀처럼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액도 병들고 나른한 느낌에 게을러지게도 만들며 단명하는데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몸 건강하고 정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? 아니면 말 한마디라도 하시겠습니까? 결국 내가 건강한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. 즉 건강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자 동시에 남을 위한 것입니다.